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컨텐츠 유도와 복싱, 복싱과 유도가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기느냐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아! 없어, 그렇지! 와! 아! 거짓말로 안 해! 제대로 된 매칭 잡아왔습니다. 조준호 TV의 주인공 조준호 예. 소개 한번 하시죠.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조준호입니다. 아 오늘 또 대단하신 또 복싱 선수를 또 모셨는데 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가대표 복싱 선수 김준성입니다. 아, <laughs> 원래 두 분 친분이 있나요? 저 이제 선수원에서 한솥밥 아. 직고아 태릉 선수촌에서 예, 예. 몇년 동안?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와 그럼 친구? 친구 그러면은 이제 복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게 음. 좀 우리 그 복싱의 그 섀도우 예, 어? 섀도우 복싱 살- 한번 좀 살짝만. 보여주면 안 돼? 살짝만 어. 그냥 이제 준호가 들어온다 생각하고 어. 이제 들어오면 흑점 내고 어. 어. 내고 자, 대뜸 돌리고 어이씨 왜 이래? <laughs> 어. 배한번 주면 이제 주나간 배한번 주. <laughs> 어 좋아. 그러면은 오늘 정확한 복싱 복싱과 유도의 매칭이다 보니까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 각자 다 생각한 룰이 있을 텐데 먼저 어? 우리 유도는 어떤 룰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안 때리고. 어, 난 안 때린다. 복싱 선수니까 때릴 수 있고. 어 때려야지. 예. 제가 던지면 끝나는 거. 던지면 끝나는 어. 거? 1라운드 2분 하고 2라운드 2분 하죠 그한번 넘어지면 지는 거 2라운드에 내가 또 이기면 되잖아 아 라운드를? 내가 안 넘어지면 되잖아요 만약 1라운드에 내가 안 넘어졌다 그럼 내가 이긴 아, 거지 그럼 네가 이긴 게 아니지 네가 안 1라운드에 넘어... 내가 안 넘어지면 이긴 거잖아 기술 아무것도 그래, 못한 건데 아무것도 못 한 거잖아 그럼 진 거예요? 어? 진 거지 아니지 그럼 무슨 부지 다음 라운드지 그럼 너 계속 도망다니려 그러지 제가요? 어. 체력이 도망다니는 체력도 나는 승부를 걸거 1분 <laughs> 어. 안에 어. 너 근데 이렇게 하기 없어? 빨리야? 어, 살짝 쳤는데 아, 이거 없어? 어? 아, 그거 없지 누가 봐도 아저 정도면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어 난 심판이야 예. 어? 어. 아, 야 준호 저 정도면 죽겠다 네. 예. 그만하자 어. 요게 있어요 어? 라운드 두번 뛰겠습니다 예. 예. 공정하게 됐죠? 예, 1만 있어요? 맞습니다 90초 2라운드 가겠습니다 예. 90초 2라운드 90초 9만 없죠? 어, 90초. 9만 없죠? 예. 자 좋아 그러면은 유도의 대가 조준호 조준호 선수부터 이제 이만한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파이팅하고 싸움 독학과 인생 존망 사건으로 얻은 지식과 이 플레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열심히 실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우리 복싱의 대가 우리 김준성 선수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점을 저희 둘이서 이제 진짜 실전처럼 해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예. 진짜 실전이야 예, 예. 어? <clears throat> 원수가 만난 거야 어? 원수가 만나가지고 예. 원수 집안인데 어, 원수 집안의 아들이 한 명은 유도를 계속했어 한 명은 복싱만 했어 예. 그렇게 만난 겁니다 예. 아셨죠? 예. 자 리얼로 제대로 실망 안 시키고 붙습니다 예. 자 그럼 자 이제 준비를 하시고 어, 유도의 조준호 복싱의 김주성 그 빅매치를 시작합니다 유도 대 복싱 복싱 대 유도 매칭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Are you ready? Ready Are you ready? 예. Fight! 같은 편이냐? <laughs> 뭐라고? 뭐라고? 같은 편이냐고 어, 아 왜? 아! 아눈 맞았어 근데 번 제대로 맞았어 야 괜찮아? 어. 펀치 충격이 상당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센 게나 나는 만화책처럼 다 될 줄 알았지 그 타이슨이 한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음 기 전까지는 이 쳐맞아 봐야 알겠더라고요 다운 13초밖에 안 지났어? <laughs> 우리는 눈 맞으면 낙상 타임 있거든. 아, 그, 타임 있거든. 아, 어, 유도에서는? 아, 유도에서는. 와, 내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 <laughs> 유도에서는 눈 맞으면은 제 작전 타임이 있어서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한 번은 지금은 이거 유도로 해가지고 작전 타임이었고 한 번 또 그러면 이제 다운으로 가져옵니다. 예. 어? 자, 아유, 라디? 아유, 라디? 파이트! 빠르다. 오. 아큐랑 괜찮합니다. 레바또두문까 싸우는데. 자 이거는 다운입니다. 자 원. 투. 나나몇번 다 쓰리 너무 세 번. 기권. 기권. 기권 없어. 기권 없어. 기권. 봤어 봤어. <laughs> 봤어. 아니야 심판 전략이야 심판 전략 다시. 제가 저도 맞기 전까지 계속 웃었잖아요. 실제로 맞으니까 웃음이 안 나옵니까? <laughs>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one, five, <laughs> 던져 빨리. 식 저거 던지 오케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던지라고. 괜찮 자. 잼만 해볼까? <laughs> 아니야! 뭘 잼만 해볼까요? 그런 거 없어? 우리 준호의 자존심을 끝까지 좀 아니야! 죽어 던져! 아니야 아니야! 자 됐어 오케이! 자 배로가야 배로 자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아 48초야 48초 아? 너 소름 끼치는 게 먼저 뭐야? 반도 안 갔다 <laughs> 야 작전대로 해야지 왜 너 발이 땅바닥에 붙어있어 어? 음. 태클 들어가야지 내 생각보다 높아 어? 내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 빠른데? 네가 뭔 생각을 했는데? 더 느린 걸 생각했다고 더 느린 걸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빨라? 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기 전에 몰랐던 것이 다시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외람도 없어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 4 5초자 파이트! 하고 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어어 어어어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카메라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도망간다기 말고 도망자. 자, 1라운드! 1라운드 종료했습니다. 1라운드 보십시오. 그렇죠. 어? 자, 1라운드 종료됐고. 수건 던지라고. <laughs> 지금 너 아무, 너 다시 시작해가지고 45초 동안 아무것도 아닌데. 자, 1분 쉬고. 예. 어? 1분 쉬고. 자, 다시 갑니다. <laughs> 숨 쉬고. 자, 작전. 작전 타임. 야왜 못 들어가냐고 사우스퍼갖고내 태클 어. 각이랑 하나가 안 맞고 어. 얘가 치는 거에 내가 이 거리를 들어갈 수 없어 오, 어, 아니 근데 지금 1라운드 1라운드 지금 해봤는데 네. 어때? 아이 링이 아니니까 좀 어색해 저 등받이 갔을 때우리 링줄 타면 어. 여기서 때릴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 원래 링이 있으면 여기서 뺐다가 엎어쳤으면 어. 되는데 일부러 여기로 빼려 들어왔거든요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좀 링이 아니라서 좀 어색해요. 아,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복싱에 김준호 선수가 유도복을 상의를 입고 2라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뭐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초대박인 게 이런 경기 왔어요. 와 스파링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로 안해뭐뭐 뭐, 아, 뭐 이런 거 안해 실제로 합니다. 자, 이번 2라운드 누가 죽어 자빠질지 기대해 주십시오. Fight! 좋아, 좋아.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잡아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쫄지 말고 들어가 쫄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태클 그렇지 밑에는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야 돼 태클 그렇지 밑에는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 잡혔어 잡,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 잡.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 잡. 잡혔어 잡혔어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 잡.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와 잡혔어 잡혔어 어. 나라. 와, 은배치기 예술이다. 와. 야. 와. 와. 야, 은배치기 예술이다, 진짜. 살아있네요. 이게 의미가 없는 승리구 와, 근데 준호야. <laughs> 네가 그렇게 근본 없이 퍼즐 치지 몰랐어 잡았는데 <laughs> 야. 이걸 못 때리니까 어. 이거만 해도 힘이 안 실려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아, 힘, 어, 힘은 좀 안 실렸는데 힘이 안 실려 그냥 이렇게 때려 마, 맞기는 한 100개 만와 <laughs> 근데 피안 와 뜨는데 아 재밌어 니 두드려 패니까 재밌지 아니 오버침이 당할 때 재밌었어? 와. 얘도 맞을 때 재밌었대 아. 어? <laughs> 야 이거 뭐야 아니야. 아니. 코피가 나는 사람이 아닌데 놀라고 어, 그렇죠. 코피가 나는 사람 아닌데. 어? 점수상에서는 네. 우리 김정 선수가 네. 이기고 있었지만 네. 예. 2라운드 때 네. 제대로 기술이 뭐였죠? 허벅다리. 허벅다리. 허벅다리였어요. 야 허벅다리 후리기로 어. 한판 승을 오, 어, 했습니다. 멋있어. 누가 더 데미지가 크냐 이걸 떠나서 그냥 경기니까 이거 스포츠니까. 저는 가산점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나는 이제 유도대 복싱에 뭔가를 딱 보여주려고 이 좀 각이 나오게 그거를 지켰는데 어. 개싸움을 하더라고 <laughs> 나는 거기서 1차적으로 놀래가지고 어. 이거 잡기 전에 포기할까 생각을 했어 야 아니 네. 어 경기 규칙을 어, 만들고 협의를 한 사람으로서 자 판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너무 진짜 화끈한 경기 펼쳐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거 보신 분들 지금 난리 났어 와 이거 초대박 났습니다. 초대박. 야 이거 보신 분들 친구들한테 다 링크 돌리고 다 해줘야 돼. 자 우리 유도의 자존심 조준호 또 복싱의 자존심 김주성 두 사람의 빅매치 유도 대 복싱의 승부는요 유도 조준호 승 아무것도 없는 거 없는 게 없는 승리였습니다. 자, 와, 이게 바로 아무 의미가 없는 승리구나. 와, 라고 했는데, 야, 진짜 멋진, 멋진 경기였어. 어? 나는 조준호 다시 봤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이 싸움 잘하는 거 순위 아무 짝에 쓸모없다. 어. 피투성이가 남은 뿐이다. 어. 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 채널의 주제예요. <laughs> 아니 주제가 금방 바뀌었네. 옛날에는 네, 형님 다것도 말고 딴 것들은 다 병, 아무것도 못해요. 들어가서 딱 잡으면 끝나는데 와 했었는데 야 제대로 배웠네요. 아니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어. 땀을 빼고 나니까. 어저 친구랑 좋은 추억 가서 좋은 것 같고. 어. 개구들 어. 펴놓고 무슨 좋은 어. 추억이야. <laughs> 아니 아니 나는 준호가 옛날, 예전부터 겁이 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어. 주먹에 대한. 어.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2라운드 때 보니까 눈빛이 달려져가지고. 어. 아니 그러면 지금 선수 하고 있는데 네. 경기 계획 잡혀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체전하고 지금 도쿄 올림, 올림픽부 음.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음. 시합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렇게 아 지금 막 근질근질하지 네, 하고 야. 몸도 이상해지고 아 빨리빨리 우리가 이게 진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돼가지고 와 우리 김준성 선수의 이 날카로운 주먹 어? 이거를 빨리 경기장에서 보고 싶네요. 경기 있을 때꼭 초대해 주세요. 아, 예. 꼭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너무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아야 역시 준호야 예. 다음에 누구한테 도전할 거냐 이겼잖아. 우리 제 김준호 선수가 한명 아, 아, 다른 경기 추천 한번 해주신다면 레슬링 네. 레슬링하고 레슬링? 예. 아 레슬링. 왜냐면 레슬링 안 맞잖아. 괜찮잖아. 음. 레슬링 레슬링 안 맞잖아. 레슬링이 게 많이 미안하긴 했나 보네. 음. 레슬링이 유도복을 입으면은 네. 우리가 이긴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타이즈 네, 예. 그거를 입으면은 어 모른다 네, 예. 했거든요. 그러면 서로 번갈아 가서 아, 예, 그렇죠. 이거 아, 렇죠보고어 네. 해보면 되잖아. 그거죠. 오늘처럼. 어? 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우리 김주정 선수가 추천해준 레슬링 대 유도. 유도 대 레슬링은 과연 누가 더 강한지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멋진 경기 펼쳐주신 우리 조준호 선수, 김민정 선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초 대박이야! 대박이야! 어우 준호야! 아우! 어? 남는 게 없는 모르 아, 야 잘했어, 잘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근데 딱 잡히니까 역시 어, 기술이 탁 들어오는데 아, 유도 선수는 다르구나 라는 느낌 좀 받았어요 오늘 또 친구랑 이런 좋은 이벤트 경기에 참여해서 좀 뜻깊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이긴 소감?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였다 <laughs> 이미 맞을 거 다 맞고 어, <laughs> 이기면 이기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막 실제로 해보니까 저오 세상의 진리를 하나 찾았어요 <laughs> 맞기 전엔 모른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뭐 학폭이라든지 세상의 폭력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